안녕하세요 수고하셨다. 아, 한번 저 한번 들어가시죠. 네, 그렇죠. 알았어요. 그래서 올해 연장 동안 인사 원시고 똑같이 원시고 그 내년 2020년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건강을 건강을 미리 미리 오픈하려고 먼저 아. 아. 직원 생겨가지고 수영장 껍질. 이거 껍질 드세요? 이거 드세요. 그냥 그렇게 되면 그래도 올려주고 민준이가 아, 굉장히. 왕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손이 같은 음. This is weird.